호호호 산타 할아버지가 밀어줄게요 네 마음대로 타고 싶어요 마음대로 타고 싶어요 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게요 뽀뽀 음. <laughs> 음. 왜 뭐해 뭐해 엄마는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자전거 연습이에요 뭐 오늘이요? 오늘은 김피탕이요 김피탕? 어. 네, 김피탕 몰라요? 맛이 없을 것 같다고?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호호호호 아 뭘로 시키지? 아 항상 이게 소중대 하면 왠지 최소 중은 시켜야 될 것 같단 말이야 나 혼자 <laughs> 먹을 건데 잠깐만 대4천원 차인데 중 가볼까? 대, 중, 대, 중, 대. 어, 뭐야, 찹쌀탕수육? 김피탕에 찹쌀탕수육이 어울릴까? 그럼 먹어보고. 치즈 추가하고, 페퍼로니 햄 추가하고, 그리고 주지 마세요. 아니, 여기 뭐 <laughs> 탕수육 가게 맞아? 튀길 수 있는 거 다 파는 거 같은 느낌이네, 이거. 정체가 뭐야? 이거, 이거 시켜도 되나? <gasps> 뭐야? 직접 가질러 가도 되나요? 아니 보내드릴게요. <laughs> 아. 오러 가서 찾아오기 힘들잖아. 네 알겠습니다. 네. 와우. 김피탕 먹어볼까? 누가 만든 건진 몰라도 대단해. 달콤 매콤 쫄깃 아삭아삭 자꾸 손이 가. 홈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짠. 오묘하다. 이거, 야, 어, 너무 맛있다.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? 나쁘진 않은데? 괜찮은 것 같은데? 맥주랑 먹으니까 괜찮네? <laughs> 이런 느낌? 맛이 오묘하단 말이야.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 고기 비율을 한번 볼까요? 전체적인 맛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은데 굳이 동네에 있는 중국집이랑 비교를 하자면 동네 중국집에서 파는 탕수육들이 좀 더 고기가 두툼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집에서는 김피탕을 안 파니까 <laughs> 여기서 먹어야 되겠죠? 아, 약간 볶은 김치랑 탕수육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튀김이랑 먹을 때 잘 어울리는 떡볶이가 어디였지? 혹시 아세요? 아니 갑자기 어 김피탕이 있는데 엽피탕은 없을까? <laughs> 엽기 떡볶이 치즈 탕수육 괜찮을 것 같, 지 않아요? 근데 엽기 떡볶이 튀김을 저는 별로 안 찍어 먹어봐서 튀김을 찍어 먹는데 되게 맛있는 떡볶이 브랜드가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엽치탕, 신치탕 이렇게 해가지고 청치탕? 좀 <laughs> 이상한가? 청... <laughs> 음. 와 배부르다 막잔 짠